수영하고 싶어. 조명. 웃지 마지 하지 마라. <laughs> 와 진짜 니가 초상권 이거든 나도. 안 올릴 거다. 오빠 허락 맞으면 올릴 거거든. 니 허락 없이 올릴 거야아 찍나. 찍 말해. 네. 빨리 물어보데 됐다. 어, 무협지처럼 해줘야지. <laughs> 근데 순아 어? 찌르는 순간 손가락 다 부러질 것 같은데. <laughs> 아직 수련이 부족하다. 아 오빠 못 찍었잖아. 빨리 다시 해. <laughs> 네 너의 너의 목덜미를 나 이미 목전 한 방에. 아. 보이다 이 강, 이 강함이 보이나 지금 이, 어, 이 날카로움이 딱 찔리는 순간 너 알지? 어. 아덜 돌아갔잖아 깨끗하게 펴야지 어머, 뭐, 머 뭐, 뭐? 주, 여기 주름 졌잖아 쫙쫙 당겨야지 어떻게 알고? 어떻게 알고? 땡겨. 어. 이렇게 <laughs> 와 얘를 맞추라는 거 어. 음, 그랬구나. 우리 선이가 이런 거 좋아했구나. 이렇게 맞추는 거. 아, 아, 눈물 났네. 이게 더울 땐 뭐인지 알아? 술마를 가지. 아, 더워.